그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는 것도 괜찮으시죠? 뭐야 본권을 맞냐 야짬벌 맞냐? 와 진짜 말이 되냐고 이거 짠말 한 방에 게임이 터졌는데요? 야 이거 제 revenge 알마다 인정합니다 폴, 폴 선생님 인정합니다 네네 인정합니다 예 철권 캐릭이랑